자 여러분 미리 운동 집중 당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아 3시간 4시간 1시간까지 맞아 아 1시간 아, 끝아 아, 정확히 1시간 31분 했다 아이고 아, 당연히 이도 먼저 좀 하고 있을게요 어. 아. 10개 오 아, 101개 하나도 없어 300개 우와 와 400. 5 0 6배, 야, 0 개만 채우자. 700, 100, 1000, 만 개. 아, 아, 그거보다 열 배를 더 하면 어떡하냐. 아, 형, 아이고. 이렇게 해야 돼요. 뭐야, 찍고 있었어요? 오. 그죠? 하나도 없어. 이게 어? 저희 선생님이 그랬습니다. 타조알 하나 박자. 지금 뭐 있어요, 근데? 지금 여기에요? 네. 타조알 곱하기 두 개. 지금은 지금 지금은 약간 메추리알도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어, 뭐 어디 가요? 백두산 빈대떡 아니야?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제가 아 복권 좀 좀만 할게요 500개 와 500개 와 진짜 뻥핑 제대로 했다 장난 아니야? 아. 오 이거 뭐야 아. 아, 뭐가 집히는데? 아 무슨 소리야 아. 우와 와 멋있는데? 아,